와 대박 영화 같아 이거 썸네일 아니야 이거? wonders of life got the prettiest side for everyone to enjoy. Standing up close by the Christmas tree Glimmering light, I am right where I wanna be I will be home for a couple of days Wander around with you You and me in the cold, thought it never be true Wherever I go, I got you は何をしに来たんですか雪の上で歩きます寝る <laughs> て反応顔嫌な <laughs> 待ってボじゃプロ o i s n o listening. It's just you and me tonight. I'll spend all this Christmas with you. Oh, it's such a charm. 그러네? 안녕 와 유키 고아이? Buddy at the door. 어때? 괜찮아? <laughs> 와 이거 봐 대박이다 와 대박 Darling, it's time for your present. Come over here. Now it is time. 와 대박. 영화 같아. 이거 썸네일 아니야 이거? 맞지? 썸네일 찍어야겠다. 그만. 일로 와 움직이지 않아 아이치니 쉬었다 자 일로 오세요 No! Ha ha ha! No. No. こんな感じの初ロハンの雪体験でした。 네, 皆さんハッピーニューイヤー 하피니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피 버스데이